저는 메일로 사진을 받자마자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놀라셨을 거예요 지금 그분을 바로 모실 건데요 근데 저 어떻게 된 거예요? 바리깡 있잖아요 네. 그 여기 안쪽 머리가 너무 많이 자라서 이미 유튜브를 봤는데 어? 내가 한번 안쪽 머리 칠 수 있지 않을까? 그 뒷머리 잘 되다가 갑자기 팍 들어갔는데 이, 이 나이가 어떻게 되신다 진짜? 저 중학교 2학년이요. 요즘 중학생들은 셀프로 머리를 밀어요? 어... 잘 모르겠네요. <laughs> 일단 머리 한번 볼게요. 근데 좀 일주일 정도 지나서 그런지 겉에 볼 때는 그냥 뚜껑 머리 정도 되는 느낌이고요. 네. 근데 점점점 뒤로 오면은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돼요. 저 아직 머리 만져보지도 않았거든요. 근데 여기 보시면은 그 문제 부분이 <laughs> 나옵니다. 와 여기 들추면 머리가 어디에 있을까? 나 왠 정수리에 있을 것 같아 제발 아니기를 와 <laughs> 어떡해 으헐 아, 아, 머리가 없어. 아, 지금 뒷머리 본 적 있어요? 아, 네. 근데 자대히못 봤는데 사태의 심각성을 어디 한번 봐봐요 아주 혼나야 돼 정말 머리가 없어 <laughs>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머리가 진짜 없어 아예 어때요 실제로 보니까 어... 충격적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이 머리는 살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아요 사장 이거 살릴 수 있는 줄 알았어? 네 여러분 저는요 법사가 아니에요 어떻게 없는 머리 갖다 붙여버려 어떻게 이거를 친구들이 음. 형 무조건 살릴 수 있다고 하죠 아 오빠야 안돼 어떻게 살려 이거를 진짜 앞머리 도 혼자 잘랐니? 아니요 앞머리는 음. 원래 그랬어요 음... 그럼 지금 중학생이면 나이가 몇 년생이지? 07년생이요 뭐라고? 너 S전업이 아니? 네? S전업이? 아니요 으아! 악 오케이 근데 중학생들 형 알아? 네 어, 신기하다 어떻게 알지? 형이 해줄 수 있는 게 지금 라인을 맞춰주는 것밖에 없어 얼마나 걸리게 이거 이제 살리려면 뭐야 머리 잘하려면은 모르지 네 그래도 1년은 넘어 아 제가 철이 없었네요 아니야 넌 철이 있는데 네. 호기심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도 이런 경험이 소중하게 새겨졌으니까 앞으로 안 그러겠지? 와 이거 자꾸 자꾸 머리 이렇게 변 이렇게 돼 자꾸 꿈이 뭐야? 저 딱히 없는데 아직 딱히 없어? 네 하고 싶은 거는? 좋아하는 거는? 좋아하는 건 음악 좋아하는데 음악 좋아해? 네자 기본적으로 지금 선은 맞춰놨어요 이 상태에서 테두리 말고 안쪽을 좀 긁어줘야 될 것 같거든요 겉에 있는 이 부분만이라도 모양을 깎아가지고 비율을 30%에서 한 40% 정도까지만 맞춰줘도 안 나아져요 그냥 <laughs> 안 하는 것보다 낫다 이거야 지금 오케이 자 말려보자 네. 말려볼게요 어때 이렇게 살살 보이는 거? 네 엄청 좋아요 진짜? 네 예스 선은 날렵하게 빼주면 이미지에 맞는 스타일입니다 이런 머리가 사실 지금까지 좀 친구는 장난을 조친 것도 있는데 이렇게 빵꾸 뚫렸을 때는 이제 가장 덮을 수 있는 방법이 바깥으로 아우커 아, 아웃컷을 만들어주면서 덮어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컬 자체가 안과 바깥으로 뻗치게 되면은 시선이 분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스프레이만 이용해서 고정만 잘 시킨다면은 정말 티안 나게 덮을 수 있거든요 결론이 뭐냐 겉에 보는 질감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어때 이런 느낌 너무 좋아 그래 다 좋대 기다려봐 손이 들어줄 거예요 잘 어울리네요 잘 어울려요 정말? 네 이준석 같아? 알았어 <laughs> 어, 잘생겼다 왜 자꾸 이러고 다녔어 도망가 어? 제가 했지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잘 살렸기 때문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때? 감쪽 어, 같지? 네. 네 엄청 네 잘 된 것 같아요 고생했어요 기분 좋네요 형 중학교에서 별명 다람쥐니? 어 아니요 아니지 네 봐요 여러분 나 아니에요 아 근데 닮긴 닮으셨는데 뭘 닮아 <laughs> 안 닮았어 어, 실제로 보면 닮았어? 어 약간 약간 다람쥐 원빈 같아요 매력있다 너